타고 애프터눈 티 하는 걸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어,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윈저라는 곳 어, 근처에 있는 크루즈거든요. 그래서 근데 런던에서 기차로 3,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올만한 것 같아요. 공기가 좋다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어, 여기 깜짝 놀랐어 여기 부모님 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근데 런던까지 한 시간이면 가고 응, 너무 좋은데? 어 진짜 멋있다 멋있어 성민이 여유 어, 그러니까 성민이 너무 멋있다 혼자 so good, thank you. 와 대박이다 이거. 생일날 때 와서 또 해방하겠는 거 그러게. 겁이 없는 거야. 모세라고 모세 텐데. 보니까 또, 또 새롭네 <gasps>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뒤에가 지금 노을 질 때라서 진짜 멋있어 진짜 좋아요 청량이 다른 공기 맛시러 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아, 런던 가기 아쉽다 그치 여보 우리가 탔던 배. <laughs> Oh, we crossed down there. didn't 아, 네. Oh, I'm sorry. <laughs> Bye bye. Bye bye. we? Yeah. yeah, and happy birthday. <laughs> oh, happy birthday. Yeah. Just as his dad lives in Wayne, so we have so we'd have something. Alright. Bye bye. 귀여 뭔가 미니어처로 만들고 싶다 오늘은 세탁기 청소를 해볼 거예요. 이사 오고 나서 그 세탁기 이 문을 열어두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데톨 워싱머신 클리너를 사서 한번 돌려주면 괜찮아진다라고 하길래 주문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0ml짜리인데 3파운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분 뒤거든요. 근데 거품으로 가득 찼어요. 아 지금 일단 세척이 끝났거든요. 근데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통을 열어보니까 저기에 이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남았거든요. 먼지인지 먼지 거품인지 네 이런 게 나왔어요 청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한번 슥 닦아봤어요 아까 그거를 그랬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약간 때 같은 건 것 같아요 병아리 콩밥 병아리 콩을 더 넣을 뻔 병아리 콩밥 이야 안녕 내가 어제 김치를 만들었지 <laughs> 자 이제 그거 콩고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김치고요. 얘는 무생채예요. 맛있어. 맛있어? 응. 한국 무보다는 신나긴 한데 응. 비슷하다. 응. 저는 오늘 이제 바스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걸로 버블바스 하려고요.